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에지 코, 코. 아, 에지대 성공. 자, 자 중지 손, 중지 손, 중지 코, 코. 그렇지. 아빠 그 연습하는 방법이 뭐야?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앞쪽에다가 음. 대고 코, 코. 아이고 이뻐라 애지 애지 성공 먼저 코 넣는 애가 이기는 거야 코! 코! 코! 코! 중지 코! 중지야 네가 유리해 코! 코! 코! 손! 준지 손! 중지 손! 손! 손 해봐 손 중지 손 그렇지 손코코코 됐다 중지 코자 애자 애자 애자 너 먹어 일로 애지 일로 아빠 줄게 애지 트라우마 생 음, 아빠 손 보여줘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중지가 뭔 거야 뭔 거야 아빠 여기 멍든 거 같아 응. 내가 언제고 너를 한번 물어주겠어 <laughs> 코를 아주 그냥 꽉 깨물어 가지고 코피 한 번 남겨 해주지 얘는 아주 먹을 것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맞아 눈 돌아가 너 어디가 저놈이 음, 뭐 아주